빠묵지 빠묵지 빠묵지 빠묵지 빠묵지 빠 엄마랑 브이로그 <laughs> 여러분 굿모닝이에요 예? 자 오늘은 today is uh, January 18th 자 오늘 드디어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날입니다 너무너무 두근거리고요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아침 잼해 오늘도 눈이 왔고요 어? 아침 점호 해야지 일어나 졸려? 일어나 임마 지금 몇 시인디 왜? 아 어제 듀오가 했어? 왜 나 안 불렀어? 캐리 해줄게 형 캐리 모신이야 나 오늘 헬스장 간다 선대 찍든가 어자 다시 자 어. 아침 저녁 오프 밥 다섯 개씩 먹으면서 벌크업을 보여주겠다는데 갑작스러운 이 추위와 더불어 헬스장이 <clears throat> 열지 않아서 뭐 이제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오늘 부터 다시 좀 벌크업을 들어갈 겁니다 이쁘죠? This tiger designed hood is from comedian 김원 형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Let's get the started baby Today I go hard, I go hard, I go hard Open! Good 자 오늘도 여김없이 간장 계란밥을 음. 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말이 있는 게 진짜 제 빌럭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 철학과 인생의 지침서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딴지를 걸어 간장 계란밥이에요 이거 간장 계란밥이야 아! 계란이 없는데도 왜 간장 계란밥인지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나 순대국 안 좋아해요 저는 수육국밥을 좋아하고 저는 순대국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순대 빼먹습니다 그럼 순대가 없기 때문에 국이야! 그럼 그 국이야? 순대가 없으니까 아! 또! 만약에 내가 콩나물 싫어해 여러분 콩나물국을 먹어요 콩나물 빼놨어 그럼 그건 뭐야? 국이야? 순대국으로 나오면 순대국이에요 순대를 빼든 소시지를 집어넣든 순대국이야 맞아 아니야 It's right or not? It's right 다시 한번 딴지 걸면 다시 논리적으로 반박해주고 있어 네, 저 맛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누룽지 넣는 거거든요 누룽지 누룽지를 나한테 말씀드렸죠 포인트 이제 포인트 is very important 그 누룽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다른 식감이야 이렇게 크래커 크래커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여자친구랑 1주년이, 1주년이기 때문에 불러드렸습니다 How like that? It's lovely, right? 우직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꼬을 수 있는 세레나레를 잘 불러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18곡 보고 싶다를 많이 불렀던미 자 아, 과자 먹었어요 지금 8시 50분입니다 8시 50분 그러면 4시간마다 빅밀은 아니라도 어쨌든 계속 먹어줘야 돼 그래서 9시,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5 끼를 먹을 거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저는 이제 알아서 간식을 먹을 건데 어 제가 원초적으로 또 단백질 먹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 7개 어, 첩이 작기 때문에 7개 계란 하나당 6g씩 들어가기 때문에 6, 7, 40, 42g 정도 먹을 거고 아! 오자 하더 먹을게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오늘 운동은 무조건 갈 겁니다 자 이제 점심을 먹을 텐데요 Today's lunch menu will be is a very um, nutritious food. Very very nutritious food.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야! 바로 비빔면이야! 오늘 비빔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비벼 블랙핑크의 제니님께서 유튜브를 열었어요! 316만 명! 와! 그레이! 이틀 전에 조회수가 무려 천만 뷰! 어, 저도 구독했죠 좀 더 이제 가까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 안 할게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의 음악 철학 잘 들어보세요 음악은 발전해요 진화하고 변화하며 스타일이 항상 생겨요 80년대는 굉장히 우울한 노래들이 어, 이제 종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H.O.T의 막그 있잖아요 음, 학교에 안 갔어 뭐만은 학교에 처안 가고 가출하고 누구 때리고 막 또 발라드는 어떻게 했느냐 네 안에 내리면 구름 뒤에 숨어서 네가 울고 있는지 나는지 걱정만 되는 내게 이런 노래와 또 있잖아요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따라라라라라왜 그러니 네, 이런 노래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우울했어요. 너를 포기해야 하고 전쟁에서 죽고 이런 노래가 이제 주류였다면 지금은 달라요. 걸크러쉬로 바뀌었어요. 기승전결, 어, 기승전결이라고 봅니다. 기승전결. 옛날에는 잔잔히 갔다가 후렴, 잠잔히 갔다가 후렴, 후렴 후렴 구 끝나고 다시 잠잠히 갔다 끝! 지금은 선제 기합을 해요. 선제. 이 노래는 Kill This Love예요. 도입부 같이 들어보죠. Yeah, yeah, yeah. In your area. 여기가 들으면 돼요 인베 성공 인베 갔다가 불축 끌고 미드가 킬 먹었죠 요새는 뭐 vibe 뭐 감성 이런 것보다는 이 포인트야 창의적이죠 해는 말은 쏘는 아, 말은 가니 야 이런 창법은 지금까지 만들어보지 못했어요 나는 못 봤지 숨결 없는 있는 나는 말은 노래를 앞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빨아들인 거지 빨아들였는데 여기서 타악기처럼 따다닥딱딱딱 드럼처럼 따닥 나 나나나나나나 여기서 나는 이미 아 노래는 다 들었구나 끝내버린 거예요 초반에 끝내버린 겁니다 노래는 이렇게 진화했어요 멜로디가 좋으냐 가수 노래 잘 부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본이기 때문에 하지만 노래도 창작에 있어서 포인트다 괜히 revolution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블랙핑크 is revolution 진짜 혁명이야 자 알아두세요 블랙핑크 in your area 여러분들 주위에 있어요 It's 음, good 오늘은 야인시대, 야인시대의 느낌으로써제나와버리 수금하러 다니겠습니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의 낭만아 두렵지 않은 나의 뜨거운 가슴 난 너를 마르게 될기야 다녀올게 선생님 <laughs> 선생님 다녀올게 자, 네, 나와바리 순찰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무 그 야인 야인 시대 보셨어요? 제 학창 시절 때의 야망과 진정한 남성성, 의리, 게임 캐릭터처럼 맞서 싸고 나가는 거, 성장하는 거, RPG를 했다는 거예요. 실전 RPG. 얘, 얘 죽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쌍칼. 신마적 구마적 뭐 아리가또 히데야시 도요토미 히, 데야시뭐 이런 사람들이 다 죽였지 하, 그리고 가장 이제 내 마음을 떨리게 만들었던 장면은 바로 일어나라 아버지가 부르는 그 목소리 일어나 양파를 욕하지 마그 노래 나오면 각성하죠 각성 후 김뚝강은 아무도 못먹어요 아, 순찰 좀 이제 다 돌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네요 들어가겠습니다 Everyone rise up! Rise up! 일어나! 양파를 욕하지 마! How you like that? 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좋았다. 야, 좋은 아침이다. 아니, 어제 음, 이제 이제 헬스장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여기 앞에 헬스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가려고 이제 헬스장 등록을 하러 이제 여기 앞에 헬스장을 갔는데 제 여자친구도 같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등록하러 갔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친구 퇴근 시간 이제 기다리고 딱 가가지고 저희가 한 8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이 신발 딱 입에 들고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졸라 멋있게 해가지고 딱 들어와서 3개월 카드 긁어주세요. 10을 한 다음에 이제 딱 운동하려고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아 저희 2주까지는 9시에 끝난다고. 9시에 끝난대요. 9시. 맥이 빠져요? 제가 안 빠져요. 잠깐 누웠는데 저녁 이제 저녁 이제 먹기 전에 지금 일어났어요. 네 하루가 사라져 버렸네요. How <laughs> you like that? 아침은 간단하게 먹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아 기운 빠져 컴프레스 r 를 먹을게 콘푸로스트. 여러분들 저 MBC 뉴스에 나온 거 아세요? 이거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차장 가서 운동을 하고 있다 하면서 하는 내용의 뉴스인데 저 그거 7월 달에 찍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뭐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Let's talk about it 옛날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박수를 쳐주곤 했어요 우리 누나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디서 운동을 하든 운동 선진 국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나 함께 오케이? 많은 여성분들께서 저에게 인싸가 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외국 사람들인데 I saw your YouTube channel and was kind of impressed with your dedication to your work. Keep doing great. Hope to be in contact, yo. 아, 너 멋있었는데 나랑 연락 좀 하고 지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You're so sexy. You could be a stripper. 저번에 스트리퍼 더 하나 혼자 오케이? 이제 가위바위보 똑같은 확률 게임인데 이길 확률이 3분의 1, 질 확률이 3분의 1 이게 확률 게임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운동 능력이야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이론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빨라 보이지만 내가 더 빠르잖아 어른이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빠르기 때문에 내 시간이 느리게 가면서 나는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얘가 이, 이 찐햄이 바로 바로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요? 가위바위보를 접은 적이 없는 남자예요 왜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득도했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주먹 가위 보자이잖아 스냅이에요 스냅 느리게 보여주세요 편집자님. 안 보여 스냅이에요 스냅 묵찌빠 묵찌빠 묵찌빠 묵찌빠 묵찌빠 묵찌빠 묵찌빠 묵찌빠 묵찌빠. 묵지빠 빠! 빠! 무지! 무지! 확률 게임도 아니고 운 게임도 아니고 실력 게임이다 오늘은 또 운동하는 모습 못 보여드렸지만 이제 하루빨리 제, 대로된 그 운동하는 하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 그대 눈물만을 떠나간다면 아무 말도 못하고 숨는 너를 지나가게 되면 내가 이거 나왔다고? 와!